어, 네, 카라타 씨 혹시 음악적 깊이를 다시 한 바 있죠. 축하합니다. 그리고 함께 해주시는 저희 스텝 네 스태프분 잠깐 네, 스태프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. 여기 나와서 너무 어, 설레고요. 떨려요. 열심히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오른쪽으로 나가세요. 엄청 크다.